미칠 착각하며 생각은 붕붕대게 소리는 묘치라고 들어 뿜뿜백 내 신발 부시던데 하정에 있는 트랩 내 가격은 내가 결정해 내 눈으로 페이백 시작도 끝도 내 방에서 나니까 있지만 믿음 신앙은 나 그래 나니까 안전한 길만 보이면 꼰대 아닌가 늙거나 어쩌면 이게 셀프 디스리스펙 솔직해지면 능력은 비슷비슷해 도끼 망했다면 뭐내 달러랑 키세 내가 말이 많다면 너처럼 뒷담을 깔까 나월새는 없어 이제 사0짜리 내몸 뭐. 존나 쿨해 전부 다 친구 먹기 no fat 나라만 하자마자 no black 난 정치질은 안해 단순함 이게 내 컴플렉스 없어 backstab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내 스트레스 자기 게임 이것도 마지막 베이 어차피 죽기 아닙새 변하기 변했지 코로나 덕에 목줄이걸 나무에 걸지 고민하다가 아가리게 몸금 어차피 이거 안을 죽겠지 내 신발들이다 목줄은 내가 걸어 끝을 이거 마친다 이제 동대는 음악 얘기로 지치니까 동대는 음악이 뭔지 말해봐 show me the money.